샤오미 샤오미 어. 노란색 네. 샤오 샤오 안 됐나 보다 오, 오. 오 괜찮았어 고개 읽으시는 줄 알고 대대 네 저거 좀 후진 거라 찐따 후이 아 찐따 찐따 찐따 후이 둘다 찐따 찐따 검정 빨강이구나 찐따 후이 어떻게 찐따 찐 아, 네. 기가? 기. 기가 지루가 찐치. 찐치 타이. 나 찐치 타이. 젠 위. 위. 짱수의 위 아니 아니야. 찐치 타이. 나. 아니 제가 짱이에요. 아, 짱도 다 짱은 아니야. 창, 창. 어, 장에 따라 한자에 따라 발음 틀려. 그렇죠. 아, 네, 나는 짱이라 네, 이름? 난 뭐지? 오오오. 이유. 여. 여. 여는 안 되고.